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라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소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아,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우린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